물음표를 리듬감 있게 치시네요 아왜 이렇게 어 뭐야 아 왜이래 아. 왜요 왜요 왜요 문제라고? 영맵에서 만났네 와우 음. 우와 아 What the